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겨울왕국의 엘사를 만들어 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으로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점토가 굳기 전에 머릿결을 표현해줬어요. 먼저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서 테이프로 몸에 고정시켜주세요.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한 번 더 싸고 길게 자른 종이 호일을 그 위에 감싸줍니다. 폴리머 클레이를 길게 끝으로 갈수록 얇게 3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닦는 것처럼 따아주세요. 인형 위에 올려 위치를 잡아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줍니다. 오븐에 굽기 전에 드라이어기로 1분 동안 뜨거운 바람을 쐬줘서 모양을 유지되게 해준 다음에 오븐에서 120도에 5분 정도 구워줍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식으면서 더 단단하게 굽기 때문에 식기 전에 모양을 한 번 더 잡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부분은 부러져도 크게 상관없으니 쿨하게 패스! 다 굳으면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점토를 조금씩 떼어내 바나나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를 딴 것처럼 하나하나 붙여서 표현해주세요. 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머리가 완성되었으면 몸과 분리해줍니다. 물을 바르고 그 위에 호일을 깔면 호일이 고정되어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색을 칠해줍니다. 머리를 다 칠했으면 무광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얼굴에 색연필로 그릴 수 있어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한번더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면 더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주근깨도 그려줍니다.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줍니다.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의 하이라이트도 찍어줍니다. 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에 눈꽃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완성!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